아니 아니 아니 아니 뭐지 드디어 왔습니다 와! 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왔어요 Because 어. Because Because 뮤비가 왔습니다 뮤비 보기 전에 뭘 해야 되냐 인사해야 돼요 하이 하나씩 보자어 아, 그래? 썸네일부터가 이거 완전 멋있는데? 멋있어 대박이다 약간 예술적이야 느낌 있어 느낌 여기 있었네? 아티스트 같아 자 오. 그러면은 네 거두 절미하고 네 바로 네. 봐보도록 하죠 오케이. 자 인절미 하고 바로 가볼게요 네 꿀! 아하! 근데 시작 너무 좋고 너무 좋다 존재! 아 이게 그 준영이 마지막 스토리랑 이어지네 아, 네. 바로 거구나차 지나간다! 안돼! 가끔 세상이 텅 빈 듯이 어머 어머 오오오오 소리 좀 더 높이면 안 되나? 여기서 나온 거 TV에서 나온 <laughs> 연결 안 된다 와 어, 준영이 벼, 벼슬 진짜 잘 받았다 햇볕을 벼슬이요? 뭐 벼칠 아, 벼칠 진짜 약간 조각상 벼칠 와 종이야 어 윙크 몇개 적었어요 어, 뭐야 어, 뭐야 어, 어, 찍고 있는 거야 와 준이 어, 몸 진짜 좋게 갔다 저때 어, 좋았네 <laughs> 어 뒤에 쭈지 있었어 요거 해야 뱀, 뱀 들고 뭐야 있어. 뭐야 왜 저래 배 찍어서 화나가지고 지금 아! 어? 립싱크 하것 같은데? <laughs> 맞잖아 오 진영이 지금 자명하고 있어 오! 진짜 어렸다. 진짜 어렸다. 진짜 아쿠아맨 어. 같아 그때 반했어요? 아, 우안 나. 네가 먹었지 <laughs> 아니 안 먹었다고요. 아, 먹었 아, 아, 아, 먹었어! 화내! 성형 진짜 화나는데? 와, 와, 큰일 났다. 준주 화냈다. 왜 이렇게 화내네? 얼굴로 화내네. 저기 또 behind가 있는데 준혁가 진짜 화냈어요. 맞아. 나중에 이제 또 behind로 풀겠습니 근데 잘 나왔다. 잘생기 나왔네. <laughs> 잘생긴 거. <laughs> Because I'm loving you. 아이스크림 나오나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장면 진짜 좋아 아까 아까 뭘 부렸다 나좋았다라 아, <laughs> 나왔다 아이스크림 아! 나왔으니까 하이치 줄게요 자 어, 울었다 내 치킨 한 조각 먹어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진짜 세 그릇 먹었다는데 어 와, 치킨 이거 이거 먹을 생각하는 이 표정 그거 아니야? 또또또 계속 울었을까? 세워서 오! 어 다시 다시 돌려보안 돼요? 아, 네, 한번다 먹어 한번쭉 먹어 저의 눈물이 나왔어 눈물 아까 나왔는데 아 준영이 진짜 멋있다 화했어 그래서 나도 멋있다 해줘 어? 이 장면 제가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I just want to be 뭐야 준지 팬텀 입고 있는 거야? 아 준지 울어 나 근데 진짜 저때 진짜 놀랐어 잘 울어서 뛰어 쫀지 방금 미소 아주 멋있는데요? 와 이거 근데 진짜 약간 청춘 영화에 아, 나올 법 같아 이거 근데 노래랑 진짜 잘 어울린다 그러게 그러니까 오. 스피커 틀어 다시 한 번 보자 오케이 아이 오! 뭐야 이건 다음 어, 다음 그러니까 진짜 거 아니야? 아, 알려줘요 빨리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결국 와 이거 근데 뮤비 멋있다 와 이거 진짜 잘 나왔다 진짜 대박이다 이거 완전 청춘이다 완전 잘어울아 아, 어 뮤비 1등 올해랑 뮤비가 진짜 음. 너무 찰떡으로 어울려서 응. 음. 완전 청춘 그 잡채의 느낌을 얻어서 나 지금 어. 청춘을 느끼러 가야 될 것 같아 멋있다 나 진짜 웃겼던 거 현장에서 그 준, 준지가 아까 종이학 담겨있는 통을 응. 음. 원래 감독님이 이쪽에다 치라고 했는데 반대쪽, 반대쪽으로 친 거야 그래서 다 일일이 뭐냐 선이랑 다 꼬여있는 거기에 종이학 다 들어가가지고 일일이 그래서 성호 형이 화난 거네 근데 그게 어. 준지의 매력이에요 촬영하잖막 어. 이러놓고 아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막 이랬었어 늦게 알게 어, 했는데 또할 말 있대요. 이 작품 대박 어. 이 작품 대박이네. 나 아직 또 이제 behind도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어. Because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 또 이제 다음 멤버들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음 멤버 기대는 나중에 해주시고 Because 기대해 주시죠 비커즈 망관 사봐 해주세요 Because부터. 들어! Because 마저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 비마인드 주라! 아, Because 들어! 비마인드 주라! 존재는 없어 솔로 거기 비커즈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지금까지 올려놓보였습니다 안녕 안녕 고하셨습니다고하셨습니다어 예쁘게 잘 나왔다. 야 이거 마이크. 아 걸지다. 어. 어 근데 진짜 노래랑 진짜 잘 어울리고. 1등인데 이거. 노래랑 어, 잘 어울리고. 아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제일 잘 제일 좋은. 진짜 청춘이다.